do, do. 내가 안 나오네? 좋아요는 안 눌렀어도 나나나나나나나나 불러봐라 우리 둘이서 난 날아가는 나라다 난 날아간다 왜난 날아나를 날아간다도 나도 이러고 싶은 건 좋을 거야 da da and I could da da da da and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na na na na n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아 저게 저게 저기 인사 그랩 속에 저기 그림자 저기 인사 그랩 속에 아, 아. 저기 따라 따라 떠겐 거리 걸어봐도 거리 날만 봐도 거리 걸어 거리 걸어봐도 왜가 거리 걸어 문제가 많음

시간 들 나나나나 시간 속에 그렇게 돼 그렇게 되게 그렇게 내가 那。 Ah, <sighs> <sighs>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어떡하노 그래도 해야지 감상 끝! Can I another game? Life is what you I got I got it 미치겠다 yeah, yeah, yeah, yeah. I will be your forest, forest. Uh, yeah. Okay. Uh, yeah, yeah, yeah, yeah. I will be your forest, forest. Yeah, yeah, yeah, yeah. I will be your forest, forest. I viewer. I can't, can't I, I am bigger for it. I, I, I be, I be, I be, you. I am bigger for it, I Arvy, you are for it, you are. Arvy, you are for Uh, I can't dig under, under why I'll be your forest. Uh, I can't dig under, under why I'll be your forest. Uh, 많은 고통에 갇힐 때

Uh, love. 라라라라 두 눈을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